나왔다 상대 탈론입니다 조금만 봐주세요 구독자를 죽이진 않을거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오 어, 좀하네 탈론씨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해요 아 구독자 한 명 잃었다 우리는 자 정확히 두 턴 뒤에 킬각이에요 잡았다 가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뭐 잡았으니까 네 가자 이거 요네 노공이니까 싸워 <laughs>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요네 궁 있어요? 오케이 그냥 밀어봐요 미안하다 이거는 살짝 끝까지 따라갈만 하죠 이게 없으면 시작일 뿐이야 아 미드까지 밀어야 완벽하네 아 미드 밀어서 다행이다 이거 엄청 크다. Come on. 도저지할수 없어. 와, 타, 와, 야, 작수 나이스. 있습니다. 가자 가자 가자 이거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우리는 mid, mid, mid, mid, mid. 와우! 아, 이게 왜 아 보였어? 루시안 피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되거든요 요네 1대1 한번 이겨줘야 돼 그래야 사이드를 쭉 밀 수 있어서 잡았다 아 이거 무조건 잡았어야 됐는데 아 나이와 자크가 존나 잘하네 진짜 님들 이 빌드 이 룬 개세다니깐요 제말 들으셈 <laughs> 나이스 탈로 나비 캐리